2021년 4월 13일 여행 39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고 바로 바로미 누구세요? 깜짝이야. 아, 또 뭐야, 씨. 어? 어? 계십니까? 잠시만요. 누구 있어요 혹시 안에? 아, 씨발 깜짝이야 씨 아무도 없어. 누구세요? 잠깐만 여러분들 아. 잠시만요. 잠시. 잠깐 뒤에도 뭐 있는 것 같아. 잠깐만. 잠깐 이거부터 확인하고 잠깐 뒤에 잠깐만 여러분들. 뒤에 누구야? 어? 어? 어? 어? 어? 잠깐만 나와 Oh.